everything, everything, everything, 흩어진 내 everything, everything, everything. 떨어진 내 네 게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네, 뭐, 아 되게 궁금해요. 가자, 가자,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. 게임 끝이 없어요. 이번 제이. 아 이번 게임 왠지 불안하네요. 안 열려요 지금. 아 진짜 재밌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. 와. 이게 바로 상남자. 정량 너무 많이. 이 게임은 안 듣기고 술래잡기입니다. 안 듣기고 술래잡기. 아, 진짜. 네. 게임은 안대 쓰고 수레잡기입니다. 어. 안대는 여기 바로 제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. 네, 안대 그렇게 쓰면 안 돼. 이건 안 돼. 네, 암이 이긴 네. 네. 현재 물품입니다. 아, 네, 네,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. 저희 이제 순례를 정해봐야죠. 네. 일단 그 전에 룰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한 명이 순례가 되죠. 네. 나머지 여섯 명은 각자 원하는 데 숨으시면 돼요. 아. 그리고 그 자리에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음,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야 됩니다. 오카이! 어, 근 네, 발을 떼시면 타락해요. 아, 타락. 이해 가셨어요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술래 한번 쳐. 어, 비 아, 비니, 비니, 비니, 비니. 비니 선물 주세요. 비니. 비니요? 네. 네, 저는. 아, 네. 아, 형 코가 나서 보여요. 자. 빠바. 아. 자, 10초 동안, 그 10초 동안 저희 숨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마 주세요. 5, 6, 7, 8. 됐습니다. 저 퇴원하면 되나요? 끝나. 아, 아 뭐라고 아 묻는 뭐. 아 수강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두 개로 표현했습니다 어그 고기야 어, 그 어, 어 피어 그 고기야 그 피어 고기야 진영 진영 다시 잡아라. 그거 못쓸 것 같아요. 아 그래? 어딨어요 너의 촉감을 믿어봐. 아주 좋아. 너는 잘하고 있어. 아주 좋아. 음 좋아. 아. 좀만 뒤로, 좀만 뒤로, 좀만 뒤려 가. <laughs> 진영이다. 맞죠? 어? 어? 아, 여기 힌트가 없네. 지금 아, 날 떨리네 이거. 아 떨려. 지금 탈락. 두명 나왔어요 지금. 움직이 좋아하는데. 거기 없어요. 힌트 줄게요. 거긴 없어요. 그렇지. 그러지. 뒤돌려차기. 힌트 중앙에 있어 뒤돌려차기. 뒤돌려차기. 아니 돌려차. 니 뒤돌려차기. 아니 어딨어?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.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자 왼쪽으로 네번 굴러. 왼쪽으로 네 번. 아, 네. 여기서 나왔다. 자, 발자국 소리 잘 들어보세요. <laughs> 아, 진짜. 야. 야. 자, 자, 들어. 아, 조용히, 조용히. 태야, 잘 들어봐. 식으로 쭉 가면 다 나올 거야. 그래, 다왔다왔 비야 다. 아, 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쭉 들어와. 아, 아, 아, 지금 굉장히 비야 시 그대로. 어, 그렇지. 네, 네. 아니야, 여긴. 아, 맞아. 뛰어,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, 뛰어, 뛰어. 어, 뭐야. 좋아. 음, 좋아. 아. 좀만 돼요, 좀만 돼요, 좀만 돼요. 네, 불금신 나왔다. 어, 불금신 나는데? 자, 발자국 소리 잘 들어보세요. 그래, 이거 여기 레퍼 세팅입니다. 아, 아 봐요. 해놨어요. 아. 제가 어, 방금 뭐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먹어볼 거예요 어, 정말 재밌었던 거 같아요 아우 정말 깔끔하게 싸끔했어요 아주 게임이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! 안녕!